안녕하세요 허니 요니의 지하철 먹방 투어 오늘은 특별히 비교 영상을 음. 찍어보려고 해요 음. 저희가 비교할 곳이 어디죠? 기름역의 빙수야 1호점 그리고 대학로의 빙수야 2호점 인천의 양푼항에 다녀왔습니다 저가총 6가지를 이렇게 차근차근 비교를 해드릴 건데요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그리고 티연이도 구독해주시고요 허니블링도 구독해주세요 첫 번째로는 예약 방법 음. 1호점 먼저 얘기해주세요 빙수야 1호점 제가 갔다 왔는데요 여기는 오후 7시 반에서 8시 사이에 예약을 받으신다고 했고요 일단 전화 예약이 안 돼요 정말 중요한 사항이 전날에 전화를 해보셔서 사장님께서 운영을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음. 아무래도 혼자 운영을 하시다 보니까 음. 그리고 저도 이제 전화를 해서 확인을 했던 사항인데 일요일은 휴문데도 다음날 예약은 받으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확인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몇 시에 갔는데 몇 번째 예약이었어요? 저는 7시 반에 갔는데 가게 셔터문이 반 정도 열려 있었고 거기 공책이 있거든요 거기 15번째로 적어두고 왔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2호점 알려드릴게요 음. 2호점은 오후 6시부터 예약을 받는데요 음. 저는 5시 반에 도착을 했어요 음. 근데 사람들이 줄이 꽤 서 있었어요 10팀? 11팀 정도 서 있었던 것 음. 같아요 음. 1호점은 테이블이 4개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테이블이 많아서 8팀 정도는 받는 음. 것 같고 아르바이트생이 좀 추가가 되면은 나중에는 좀 더 예약을 받으신 한다고는 오늘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일요일에 갔었을 때는 줄이 그렇게 길진 않았었거든요 다음날 월요일이라서 괜찮을 줄 알았는데 오늘 저희가 월요일에 먹었잖아요 네. 근데 4시부터 줄이 엄청 길고 저희가 이제 다 먹고 나올 때쯤이 한 5시 20분쯤이었는데 엄청 길었어요 건물을 한 바퀴 뺑 돌았었어요 그래서 이거 예약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 평일에 가면은 음. 만약에 정말 정말 드시고 싶으시면 한 4시 반쯤 오셔야지 음. 먹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그 다음에 인천 양푸낭 음. 양푸낭은 예약이 정말 제일 좋았던 곳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전화 예약이 되거든요 기다리지 않아도 돼요 음, 당일에 물론 예약을 받으시는데 현장에서 하시면 11시 반부터 들어가실 수 있고요 전화 예약은 12시부터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12시에 전화를 해서 2시 반에 음식 음식을 먹을 수 있었어요 한 타임에 몇 명 정도 받는 것 같아요? 테이블이 한 7개, 8개 정도 됐던 것 같아요 테이블 수는 기름역이 제일 작고 음. 그 다음에 양푼왕그 다음에 해와의 빙수야 넘버 2 정말 가장 예약이 편리했던 쉬워. 곳은 인천의 양푼왕이었어요 음. 전화만 해두면 됐는데 사실 빙수야는 1호점이든 2호점이든 전일 예약을 해야 됐다는 게 조금 불편했지 않나 그 다음에는 기름역 웨이팅 저희 한 5분 기다렸나요? 저희가요 원래 1시로 예약을 했었어요 있어요 근데 제가 15번 예약자다 보니까 그 이전 예약이 밀려서 1시 반에 오라고 전화를 음.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가기 전에 전화를 하시는 걸 추천을 해드리고요. 네. 저희가 1시 30분에 딱 도착했는데도 바로 들어가진 않았고요. 왜냐면 음. 테이블이 빠져야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내 테이블이면 되게 한정적이잖아요. 그래서 입장은 1시 40분 정도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빙수야 2 같은 경우에는 바로 들어가기는 했어요. 저희가 음. 예약을 하고 나니까. 비워두셨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양푼항도 저희가 예약한 시간 2시 반딱 2시 35분에 도착을 했는데 바로 들어갔습니다. 입장 가능하게 해주셨어요 그다음에 접근성 음. 역에서 음. 도보로 11분이라고 뜨더라고요 음. 빙수혁 2호점 같은 경우에는 해화역 4번 출구에서 정말 바로 눈앞에 보여요 한 한 거리? 접근성 양푼왕이 제일 안 좋은 것 같아요 아 맞아요 네. 양푼왕은 연수역에서 25분 걸립니다 접근성 같은 경우에는 빙수야 2호점이 제일 좋고 그 다음에 1호점 그 다음 양푼항, 양푼왕 네. 가장 중요한 거죠 맛을 일단 이제 비교를 해드릴게요 사실 저는 원조는 역시 원조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도요 저희 둘이 먹으면서 너무너무 공감을 했는데 음. 기름역 빙수야는 정말 다 맛있었어요 다 맛있고 다 해자로웠고 너무 먹으면서 행복했던 한입 먹고 먹고 다른 한 입을 계속 먹고 싶었거든요 배가 불러도 다음 주에 저희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빙수에서 저희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땠길래 이렇게 해저롭다고 말을 하는지 다음 주에 영상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진짜 꼭 봐주세요 응. 모든 게 조화로웠던 거는 빙수야 1호점이었던 것 같아요 음식도 제일 빨리 나오고 응. 음. 맛에 있어서는 빙수야 1호점이 최고 제일 기본 빙수잖아요 빙수가 제일 맛있었어요 그리고 이게 분식이 주메뉴잖아요 그럼 또 중요한 게 뭐죠? 떡, 떡볶이죠 떡볶이가 진짜 맛있었어요 음. 비교 불가해요 그럼 2호점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볼까요? 저는 2호점 <laughs> 사실 2호점은 약 약간 아쉬운 1호점? 사장님이 다 레시피를 공유하고 가셨다고 해가지고 음. 저희도 기대는 했는데 맛이 다르더라고요. 음, 많이요. <laughs> 국물도 1호점이랑 조금 차이가 났고 음, 걸쭉하죠 1호점이 더. 어, 음. 소스가 걸쭉하고 좀 더 매콤하고 음. 튀김 같은 경우도 저희가 비교를 상세하게 해봤는데요. 음. 일단 가장 크게 비교가 됐던 거는 치즈 스틱의 음, 종류와 양. 양. 음. 1호점은 10개, 2호점은 6개. 종류도 거기는 고구마랑 모짜렐라 치즈 두 개가 있었는데 여기는 모짜렐라 치즈밖에 없었어요. 에이, 아, 맞아요. 빙수는 딸기는 맛있었어요. 그리고 1호점은 약간 우유 얼음인 것 음, 같았다면 맞아요. 우유가 많이 섞인 얼음. 음. 2호점은 물로 만든 어, 얼음 어, 어, 아. 딱, 딱. 그런 느낌이었어요 음, 어우러지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1호점이 훨씬 많았어요 빙수 음. 크기가 한 이, 이 정도 높이였고 음. 어, 2호점은 한 이 정도? 그럼 이제 양푼항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일단은 떡볶이는 진짜 맛있었어요 근데 떡볶이가 빙수야 1호점이랑 2호점은 쌀떡 밀떡이 둘 다 있는데 인천 양푼항 같은 경우에는 밀떡밖에 없었어요 그 대신 인천 양푼항은 가장 튀김 종류가 가장 많았어요 피카츄 가장 풍부하고 맛있는 튀김이 많았고 음. 수제로 음. 만드시잖아요 튀김을 그렇다 보니까 튀김에서는 저는 양푼항이 제일 좋지 않았나 음. 싶어요 그 양푼항에서 제일 좋았던 게 뭐냐면 양념치킨 소스 있어 그거는 재료가 소진되면 이제 더 이상 없을 거라고는 하시지만 아직까진 있거든요 그 머스타드랑 양념치킨 소스가 정말 신의 한 수지 않았나 그걸 이제 치즈 스틱을 찍어 먹으면 너무 행복했거든요 맛에 있어서는 1호점은 떡볶이와 빙수가 우월하고 음. 양푼항이 전 튀김에 있어서는 가장 우월하다고 음, 생각해요 음, 음. 그 저희가 빙수야 1호점, 2호점 양푼항에서 각자 좀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꿀팁들을 많이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네, 다음 주 어, 영상에. 어, 다음 주부터 나갈 리뷰 영상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먹으니까 더 맛있었어. 그니까. 왜냐면 거긴 되게 다채롭게 뭔가를 어. 먹을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렇게 먹어도 얼마? 만원 음. 빙수야 2호점 같은 경우에는 15,000원이에요 음. 그대 15,000원도 저렴하죠 사실 상당히 저렴하죠 거기 그 음. 양 보셨잖아요 음. 양이 너무 많으니까 음. 근데 사실 양푸낭 음. 정말 행복했어요 먹으면서 너무 맛있었고 맞아. 너무 다채로웠고 음, 맞아 그 튀김을 한 종류씩만 먹어도 배부른 곳이었는데 빙수야는 이제 먹다 보면 또 같은 튀김 계속 아, 먹고 같은 튀김 맞아. 계속 먹고 이런 게 좀 생기죠 근데 빙수야는 꼭 꽃빵이 약간 진리였어요 아. 전 1호점 꽃빵이 진짜 너무 맛있었어요 인정 치즈 스틱도 인정 그 꽃빵도 약간 차이가 있거든요 맞아. 저가 나중에 그 리뷰 영상 보시면은 음. 딱 보셔도 뭔가 달라요 진짜 이건 보, 보셔야 돼요 어. 그러면 가성비 음. 가성비에 대해서는 사실 세 개 다 정말 훌륭하죠 가성비는 그쵸. 저희 사실 빙수야 1호점이랑 양푼왕 먹고서도 저희가 만 원을 내도 음. 되나? 사실 죄송했어요. 이거를 어. 먹고도 이렇게 내도 되나. 아 게다가 저희 선물도 받았잖아요. 보여드릴까? 어, 네. 이게 네, 샤넬백이라고 이렇게 빈차 1호점에서는 갈 때 이렇게 나눠주시거든요. 엄청 해자롭게 이렇게 주시고 이걸 이게 두 봉다리나 있어요. 얼마나 주셨는지는 그 나중에 리뷰 영상에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성비 면에서도 너무 훌륭하죠. 근데 이거는 빈차 1호점에서만 이렇게 주셨고 음. 2호점에서는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딱 두개 두개 주셨고 인천 양 양손함 같은 경우에는 없었습니다. 음. 근데 뭐 일단은 음식 구성 자체에서 다 가성비는 훌륭했던 곳이라서 세개다 가성비는 훌륭하다. 게다가 빙수야 1호점은 저희가 나갈 때 빙수를 또 컵에 싸주십니다. 어 맞아 맞아. 어. 근데 그게 또 맛있어. 맞아. 끝까지 맛있 어. 계속 먹었어요. 이게 카페까지 가지 않아도 원샷 원킬. 정말 정말 가성비 면에서 1등은 기름력 1호점인 것 같아요. 음, 확실히. 그런 고민을 했어요. 어, 우리 사장님께서 약간 로또에 당첨되신 게 아닐까. <laughs> 그럼 마지막으로 총평? 사실 예약 방법이 인천 양푼항이 가장 그렇죠. 좋잖아요 저희가 경기권이나 좀 더 지방에 사는 분들은 인천 양푼항 정도만 가도 이 분위기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세 개가 다 각각의 매력이 있고 장단점이 있잖아요 음. 어디를 가나 후회는 안 하실 것 같은데 음. 맛을 보고 싶다 나는 너무 맛만 음.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인천 양푼항을 추천을 해드리고요 음. 이곳을 맛도 보고 싶은데 맛을 정말 제대로 음.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기름역 1호점 편의을 추천을 합니다 기름력과 해와 이렇게 어딜 가야 되지?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1호점, 1호점. 왜냐면 예약 방법이 1호점이 더 쉬웠죠 네 맞아요 네 1호점이 더 쉬웠고 맛에서도 훨씬 저희는 우월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2호점은 접근성 때문에 좀 더 사람이 몰리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자갈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인천 양푸낭 거기 위에 주차장이 있더라고요 음. 조금 더 좋아하시는 음식에 따라 조금 달, 어. 갈릴 수도 있겠지만 나는 진짜 떡볶이 파다 떡볶이 너무 맛있었으면 좋겠다 하면 1호점을 정말 정말 추천드리고요 나는 진짜 튀김 바삭바삭하니 맛있는 튀김 먹고 싶다 하시면 양푸낭 접근성이다 <laughs> 나는 거기 뭐 데이트 약속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대학로 사실 정말 특별한 점을 찾으신다면 얘기를 음. 하자면 2호점은 약간 아쉬웠습니다. 네, 많이요. <laughs> 여기까지 저희가 세 군데를 비교를 해봤고요. 지금 너무 핫한 곳이잖아요. 저는 이 오기를 1년 전부터 와보고 싶었거든요. 음. 그래서 가보고는 싶었는데 이러한 어려운 점들이 있어서 사실 가보기가 힘들었어요. 근데 저희가 이번에는 정말 컨텐츠를 음. 찍자 하고 와서 이렇게 직접 가서 경험을 해본 거를 공유를 해드린 거니까 음. 고민하고 있으신 분들은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음. 그리고 그 참고가 다음 주부터 올라갈 저희 리뷰 영상에도 많이 들어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이제 상세하게 맛과 그리고 그 주변 카페 그리고 그거를 먹고 나서 칼로리를 태울 수 있는 운동법까지도 공유를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다음 주부터 올라가는 영상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허니블링 구독해주세요. 채연이도 구독해주세요. 그러면 다음 주 지하철 먹방 투어에서 만나요. 안녕!